다음에 왕을 가리기 위한 그런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켄님을 모시겠습니다 시미켄사와 어. はい はい. はい はい 아 밤의 왕은 접니다 음, 음. 俺だ. 첫 번째 종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체리다. 체리. 자, 이이 꼭지를 뽑은 다음에 어? 입속에 넣어서 그 매듭을 짓는다면 키스를 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혀가 유연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아, <laughs> ready? 어? 네, go. 무즈. 오케이. 음, 그, 그, 그, 오케이. 굿. 레디? 예. 하나, 둘, 셋. 진이산. 어, すごい。 아, 스고이. 아이, すごい。 아이, 스고이. 惜しいんだけどね。むずい。 보시겠 아까는 혀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폐활력 이걸 한번 먼저 불어보세요 한번 불어보세요 건담? 건담은? 아, 아, 아 유튜브 아, 유튜브 오케이 이게 느끼를 느끼를 느끼를 나부터 10초 그리고 음. 우리 심킨 삼아 1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laughs> <laughs> y e すごい。今今くんくん。これすごい。だから様さあ俺だ俺だ俺だ俺だ俺だ 어 말씀해 주세요. 어, 제 신체에서 가장 제가 자신 있는 부위는 바로 あのお尻だそうですうんうんうん。ああすごい。強い。 헤이 헤이. 오, 헤이. ね TV はい。あああこれ性病検査表ですね。性病検査表。出していいですかあいいですよ。あのソンピョンコンさん 아, 常にポケットの中に入ってる。偶然入ってます。 프로 프로 프로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젓가락. 무시.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나시는지. それを見たら何を思い浮かぶんですかいやこれを見たらこうやって縛って 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아, 아 유튜버 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이제 경찰 놀이를 많이 하셔서 い 두개 いやいや僕は2.5 아 2.5いつも 하이 3 3 2 2 1えー、 8개 됐어 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I'm ready 2 1 うん はいバカだね321 Three, two, one. Hi! Who's skinny? 승리! Three, two, one, okay? Okay. Three, two, one. 막가다네 자 시미케사와 지금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정력 대결 아, 오늘 밤의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불닭볶음면! 와! 아니 뭐야? What?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운 라면 해 이제 이 동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동등한 동등한 대결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와사비! 이거를 어, 시미켄상이 넣, 넣고 싶을 만큼만 시미켄상가? 자, 뭐 사람만큼 넣겠죠 소리 <laughs> Nothing 가라이요 대신 이거 먹으면서 인상 찡그리면 지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다키마스 <laughs> 処方箋ああすごいうんああすごいあっいただきますはいいただきますえー <laughs> あれあれ、あれ、うん、おおいしいおいしい、うん、はいうん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 諦めるんですかポギャしにかや 아, 무리했어, 무리했어. 시미케이 사마. 승리! 全然大丈 잘 夫 드시네. あ本当あれちょっと一回食べてみたいよねあの저걸 좀 먹고 싶다고 하네요 <laughs> 먹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내가 <laughs> 먹으면 진짜 인정. <laughs> 내가 먹으면 인정. 아, よく一口目食べたね 무리데스. 이거 기침 나와요. 자, 마지막 경기 남았습니다. 밤의 재앙이 되기 위한 온 오감, 성감 조절한다. 간지럼 참기입니다. 関係ある 예전에 우리 하-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장난인데 이거 절대 못 참아요 나 나나나 야! 나, 나, 야. ュキューだキューよろ 시미켄 사마 승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어 코리아 오, 오 코리아 오 재팬 오 あ韓国のとその日本のああいいですねダブルオーだねダブルをあのー、バカバカバカしくて楽しかったです 오늘 정명광 대결 시미켄과 했던 대결은 시미켄의 승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또 시미켄 사장님한테 저희가 직접 원래는 한국 요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떡볶이라든지 김밥 이렇게 근데 호텔은 그게 좀 조리가 안 되고 で次韓国式ののり巻き韓国式の海巻きはい 대결할 때 그, 아, 그걸 그걸로. 어떤 <laughs> はいうん何個でも食えるごまの風味が強いんだね 떡볶이 떡볶이 아마이와 지짐이 지짐이 코리안 피자 코리안 피자네? 아 코리안 피자 있네 제가 이 전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막걸리라고 아. 막걸리? 막걸리 그냥 그냥 막걸리랑 좀 맛있는 바나나 막걸리를 사왔다고 혹시 몰라서 한국 김을 가지고 왔어요. <laughs> 한국 김 すごいこんなにいっぱいこんなでっかいの見たことないよ 한국 고추장을 コチュジャ 네, ン 한국 고추장을 이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볶음 고추장이라 그래서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어요. うわ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번 マ 마지막은 어, 우리나라에서 좀 고급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참기름인데 えー、ごま油ごま あーすげえいい匂いするいや違うかえでもこれちょっとつけたら美味しいんはいはいちょんってあうまっあーすごいうまい日本人めっちゃ好きだと思う、うん